자, 재관일동 앞으로 정렬을 해 주십시오. 네, 재관일동은 3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독촉을 먼저 술부터 올리고요. 네, 그럼 자, 재관 어, 술 올리고 네, 3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배하겠습니다. 예, 이제 측과는 충문을 읽으십시오. 습관이 돈에 욕심이 많은 건 알지만 지금은 직업이라 세차 이민오월 개미사육일무자 임실군 강진면 필봉이 주민 임실 필봉 농악 고전에 감소고우 강산지신 고교존신 대천선화 진화일방 주민 유조산이라 유신지사 사포인한 유신지우 주민지덕 가민혜택 고수신미 밤에 신공 일리덕소 사고기궁 고사급진 유진지옥 특수수가 흑주, 수박, 연출, 미성, 유신, 강격, 서강 우회, 광수, 부구, 부교, 시종, 상향 놓으시고 한번 놀게 예, 한번 놀시고 또 여기 음복도 하시고 예, 일단 놀고 네, 먹는 건중요지 예, 않아요 네, 좋습니다 자, 갑시다